또 어디 올라가려고? 페퍼야. 페퍼. 페퍼. 꽃이 다시 살아나니? 꽃병이잘꽂아도 걸왜 꺼내? 그렇지 선? 선? 그렇지 가? 어? 응? 응? 아 예뻐 한번 더 가? 옳지

음. 맨날 우리 다 같이 있었을 때 찍은 뭐하노 어, 올린 것 같은 니랑 찍은 거는 올린 것 같은데 뭐였지? 아 옛날에 우리 셋이서 만난 걸 올렸다 곱창 먹으러 언제? 언제? 혼자 잠깐 나왔다 와 그때도 진짜 그때가 10시까지 아니야? 맞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1차는 먹고 끝 영주상공화가서 <laughs> 그거 차준이한 얘기했더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아니 근데 그때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처음 만난 거 아니었나? 아 맞아 시장 보이겠다 그냥 처음 만나 몰래 뭐 주워 먹어 <laughs> 몰래 그 고구마 먹다가 고구마 말하니까 많이 보인다 그놈의 고구마 괜히 녹은 거 같기도 하고 와 머리 진짜 길다. 아, 아니 이렇게 긴데 내가 아니, 더 잘라라니까. 아니 이제 이번엔 또좀 잘라야 되겠다. 이번엔 한 레이어드 컷 할까 생각. 이 정도면 잘라. 저 자리 예쁘다. 저 자리에서 약간 커버 영상 지금 무슨 속도 나? 커플 영상? 커버 영상. 아이 많이 예쁘다. 아 지금 아, 아, 가서 팔겠네. 오케이. 어, 또 해보자 그거.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. 저기 나중에 한 번씩 가봐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나 머리 괜찮아? 어, 어. 예뻐 봤어? 짠 하나 둘셋 아, 아직 안 넘었다 우리 거의 <laughs> 약간 황정민 그거 <laughs> 어. 프렌즈 난 사진 아 그것도 약간 야, 나, 야, 아닌가? 야 다음에 그거 어, 찍자 어, 한번 해보고 싶다 어, 어. 어. 재밌겠다 아, 성, 네. 아니고 약간 시골 가서 어, 어 아, 이제 좀 먹어볼까요? 짠할까? 응. 아, 먹고 짠할까? 아니 장전 해놓고 짠하자 남매 한번 찍어줘. 모이자, 모이자, 모이자. 잠깐만. 일어나라, 일어나라. 아, 참말로. 어떻게 붙여서, 붙여서 저렇게 사진 찍을게. 아니, 빨 아니, 이렇게 자기가 찍는 니까 아니, 아, 하나, <laughs> 아니, 왜? 아니, 하나, 둘, 셋, 다 같이 해야지. 그, 그게 안 되는 것 같다. 아, 멀티가? 어. 시작. 아, 됐나? 응, 됐다. 手纹。 와 군인이다. 와 군인이다. 존나. 아, <laughs> 와가 좋다는 거네. 이렇다 이거 한 번도 안 먹네. 아, 아이 거기선 그치 술을 못 먹으니까. 안 끼거든 그래 <laughs> 집에 거의 모셔둔 한 거야 아 처음엔 일할 때 쓰려고 샀는데 끼지 말라니까 <laughs> 끼지 말라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아, 그죠 끼지 말라니까 안는거 알겠는데 맞추고 끼면 되잖아 아 그리고 사실 애플워치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되잖아 귀찮다 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나 집이랑 가게랑 한 15분 걸리니까 그 15분 끼려고 충전을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집에 와서 이거 끼고 있기 답답하지 않아? 근데 예전에 나 진짜 막 샀을 때는 잘도 느꼈거든. 아. 그 수면 체크한 아. 나는 잘 산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쓰진 않는다. 난 차라리 에어팟 그게 낫을 에어팟 잘 샀다고? 에어팟도 잘 샀지. 이두 개를 따지자. 아, 둘 다 당연히 에어팟이 더 낫지. 난 아이패드도 잘 샀다고 생각해. 혹시 노트 하나 안 하지? 아 원래 그거 하려고 사 그거 하려고 산거 아나 펜슬 아 유일하게 구애하는 거 펜슬 산거 근데 또 없으면 또 애매해 어 맞아 없으면 애매하고 아 근데 지금 거의 그냥 유튜브 전용이 돼가지고 참새 가까이 보면 참새 뭔가